I am a child and I have rights. I have the right to laugh. I have the right to play. I have the right to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부모님께 선물받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신체 조건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요. 이렇게 각자 받은 선물이 다 다른 건 차이일 뿐 절대 차별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Eu tenho direito de ser protegido ou maltratado. حق حساسیم است من میخوایم به مکتب برم خواندن و نوشتن یاد بگیرم Porque los derechos nos dan valor como personas. Nosotros como niños y niños también somos personas. Eso quiere decir que tenemos valor. Hai ជាពិសេសគឺសម្រាប់ជនពិការគឺមិនត្រូវការប្រកាន់រើសអើង الحق في الحياة الكريمة والتطور لأنه بالحياة الكريمة راح أزدهر كطفل وراح نبني مجتمع قوي في المستقبل إن شاء الله I have the right to an opinion and for it to be listened to and taken seriously. untuk mendapat pelayanan kesehatan yang baik sehingga saya bisa tumbuh dengan sehat. Education is important for the person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every nation. 그렇지만 아동에게 즐겁게 놀 권리가 무시된 채 공부하기, 숙제하기, 또 시험 보는 등의 의무만이 주어진다면 분명 아동들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Cela va suivre. Payment to Why is life unfair? I see countries fighting. I see children wounded and orphaned. I see children starving and suffering from malnutrition. I see children not having a home, living on streets. El mensaje sería que nosotros somos personas, no tenemos la mayoría de edad, pero pensamos igual que ustedes. Every child under 18 has all these rights.